아까 네. 예, 예. 어디서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은데? 괜찮아 한 번 틀렸어요. 아 그런 거.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음. 한 박자 놓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. 이렇게 들어갔어요. 스타킹 아홉 켤레 구겨진 바지 주름 같지만 담배 냄새 배 티셔츠 떡볶이 국물팅 하얀 블라우스 발꼬락 내나는 운동

엄마 생각 엄마랑 같이 옥상에 널었던 빨래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질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三年级。